근데 어 리퍼공을 메크리가 대응하는 법 이거 흔하게 좀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가 공을 쓰면은 이제 메크리의 성광을 씁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메크리예요 그래서 리퍼의 카운터는 메크리입니다